2021 마스터스는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자가 나와 세계 팬들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줬죠. 아시아인 최초 마스터스 우승 타이틀은 뺏겼지만 최다 우승 타이틀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몫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그골프입니다 여러분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골프 뉴스는 보기 힘듭니다 이번 대회 잠깐 정리하자면 1라운드에서 저스틴 로즈가 7언더로 압도적 선두자리를 차지해 싱거운 대회가 되지 않을까 잠시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노렸던 로리 맥길로이 메이저 사냥꾼 브룩스 캡카와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던 더스틴 존슨 작년 대회 준우승자 임성재의 컷오프 탈락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성재 선수는 바로 집에 가면 되는데 더스틴 존슨은 마지막 날까지 남아서 그린 재킷을 새 챔피언에게 입혀줬습니다. 본인 경기가 없었던 3, 4라운드 때는 정말 심심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로리 백길로이가 조금 측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스터스를 우승하면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게 되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합니다. 각종 인터뷰 때마다 마스터스에 대한 질문을 받는데요. 제가 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마스터스 우승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대회가 지나면 언제 마스터스 우승할 것 같냐고 물어보죠. 아직 한국 나이로 33살이라 젊고 기회가 많이 남아 5년 안에는 마스터스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필 미켈슨도 US 오픈만 우승하면 커리어 그랜드 슬램인데 52살의 나이가 부담입니다. 김시우 선수의 퍼터 훼손 사건이 기억에 남습니다. 2라운드 15번 파5 홀에서 자신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퍼터를 내리찍고 홀아웃 할 땐 공을 물에 던져버렸죠. 남은 홀에서 3번 우드로 잘 마무리했지만 선수 본인도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망가진 퍼터는 오디세이 툴롱 디자인 메디슨 퍼터입니다. 최종 라운드 결과 공동 12위를 기록하여 메이저 대회 개인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양용은 선수가 2009년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후 12년 만에 아시아 선수가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를 우승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많은 자극이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선수들이 4대 메이저 대회 및 세계 골프 무대를 모두 제패하길 바라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구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구골프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